어우 정말 어우 어우 어우 맛있겠다 어우 와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머 어머 어머 나 무슨 반 너무 끈하게 들어가는데요, 그냥. 닭갈비튀기야닭갈비튀기 어,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놀랐죠? 저게 씹으면서 동시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죠, 이렇게? 아,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줄다리기처 <laughs> 아니 지금 올려놨던 거 한 2인분 순삭 아니에요? 바로 사라졌어요, 그냥. 한입에 끝이에요. 한입에 끝. 지금 시킬까, 더? 어, 시키자. 사장님, 사장님! 저희 이거 닭갈비 1 2인분만더 주세요. 다 먹을 수 있어? 나 네네네. 아직 너무 맛있어, 맞아. 양도 안 사가지고. <laughs> 저쪽에 지금 저쪽에 지금 5인분 굽고 있죠? 아, 이, 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. 저장. 오케이. 방금 숯불 닭갈비 양념을 10개 더 추가했습니다. 아, 추가? 네. 총 20개를 주문했습니다. 20개를. 오늘 오늘 엄청 갈리는데? 그래. 사장님 아예 안에서 계속 구우셔가지고 네. 1 0분 아예 갖다 주세요. 자기네 먹방 찍는 거 아니지? 아니. 아닌데. <laughs> <laughs> 먹방? 많이 먹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먹긴 하잖아 조금 더가 아니잖아 <laughs> 어머님이 아까 약간 바빠지신 네, 거같아좀 네. 지칠 기색이에요 네. 은희야 이것도 다 익혀야 돼 됐어 고건 아주 고거까지 강수가 내가 물어보자 혹시 자기네가 보낸 사람들이야? 누구야? 저기? 저? 아니야? 어차비 어떻게 아가씨들이 20분을 먹는다 그러지네 명이서 진짜 잘 먹어요 <laughs> 요거는 거진다 익어서 네. 음, 올리자마자 잘라서 먹으면 되는 거야 거의 다 익힌 거거든 네네네 네, 네. 이 빛의 속도를 읽는 거야 얘도 아. 어, 뭐. 오 수다만 수다 집게로 들어가네 수자는 이렇게 사 먹고 이렇게 먹네 이렇게 네, 네. 아그래 그래 크게 먹으니까 시원하다 확실히 자 다음 소영 갑니다 소영 어머 어머 잘 들어가 진짜 맛있겠다 오 수영 수영 수영 소스를 들고 아. 어떻게 저게 들어가 음 튀김 음. 먹으니까 음. 육즙 퍼지거 미쳤어 장난 아니야 맞아 껍질 너무 야들야들하다 어떡해 음. 와 수영이 봐 예사롭지 않아요 저거는 저거는 파절이랑 음. 고기랑 같이 음. 집게로 아, 아, 아. 그 저게 한 입에 들어온다고? 야. 1인분을 한 입에 먹어버리네 처음 보는 광경이야 그죠?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어저 진짜 저게 됐다고 나 근데 또 해보고 싶긴 해아 그래 해보고 싶어 일단 한번 도전 도전 파이팅! 파이팅! 나는 고기에다가 양파를 좀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어우 정말 어우 어우 어우 맛있겠다 음이 맛이야? 음이 맛이구나 와 대박이다 그 약간 사라지는데요, 그냥? 순삭이죠. 아. 약간 통사탕 먹는 느낌.